안녕하십니까 저는 Army TIGER 시범여단 전투단 만월봉 대대장 이재용 중령입니다 Army TIGER는 첨단 과학기술군으로 혁신한 미래 육군의 모습이자 4세대 이상 전투체계로 무장한 미래 지상군 부대입니다 Army TIGER로 무장한 육군은 모든 전투 플랫폼을 기동화, 네트워크화, 지화하여 미래의 다양한 불특정 위협에 더 빠르고 치명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를 의미합니다. 네, 25사단은 22년 6월 10일에 Army TIGER 시범여단 전투단으로 출범하여 미래 지상군 부대의 구축을 선도하는 새로운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육군의 미래 Army TIGER 시범부대로서 더 강한 전투력을 발휘하여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는 소명을 다할 것입니다. 어, 저는 이제 2021년 10월 5일에 대회장으로 취임하게 되었는데 어, 아침에 출근하게 되면 제일 먼저 기상을 확인합니다 대대가 어, 무인 장비들을 운용하기 때문에 비가 내리게 되면 어, 성능을 극대화하여 훈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기상을 제일 먼저 확인하고 그 이후에 부대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통해서 부대원들이 온전하게 전투 임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비전투 손실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합니다 어, 또한 주일에 소통 공감의 시간을 갖고 있으며 어, 용사들하고는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용사들이 즐거운 병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으며 간부들과는 부대 운영에 대한 토의, 전투 임무 수행을 하기 위한 의견 청취를 통해서 부대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Army TIGER 책의 전투 실험은 먼저 보고, 먼저 결심하고, 먼저 타격하는 선견, 선결, 선타를 기본으로 해서 총 3단계로 구분해서 전투 실험을 실시하였는데 1단계는 화력 타격으로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다종의 드론을 활용하여 어, 적의 핵심 표적들을 식별하고 식별된 표적을 화력 부대와 연계하여 타격함으로써 적의 전투력을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2단계는 장애물 개척 및 경계 지역 전투로서 드론으로는 적을 지속적으로 관측하고 전투원들은 장갑차를 통해 신속히 기동하여 화력 타격을 통해 약화되어 있는 적을 공격합니다. 이때 전투원들은 조준경, 게임 감시체계 등 워리어 플랫폼 장비를 장착하고 있어 적보다 우수한 장비로 적을 공격하고 아군 간의 소통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장애물 개척 시에는 드론과 다목적 무인 차량을 통해 장애물을 식별하고 장애물 개척 전차를 통해 이를 개척합니다. 이를 통해 전투원들은 생존성을 보장받는 가운데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장애물 개척이 완료되면 3단계 목표 확보를 시작합니다. 연막을 차장하여 장갑차를 통한 고속기동으로 전투원들은 장애물 지대를 극복하고 적과 교전하여 목표를 확보하게 됩니다. 어, 제가 이제 기존의 여단 작전과장을 수행하면서 2019년에 어, 대대를 통제해서 전투 실험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어, 이러한 전투 실험을 계속함으로써 어, 미래 육군의 발전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고 싶은 마음에 만월봉 대대로 지원하게 되었고 전투 실험을 하면서 이 실험 결과에 대한 어, 부담감이 어,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전투 실험 결과를 통해서 어, 육군의 전투력을 발전시키는 데 분명히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어, 우리가 잘하지 못해서 전투실험 결과가 좋지 못할 상황이 발생하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부대원들이 자신의 위치에서 제 역할을 충실히 잘 해주고 있어서 좋은 성과를 어, 얻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제가 생각하는 지휘관은 선하고 착하고 이러한 지휘관이 아니라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부하들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지휘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같이 행동하고 같이 생각하는 걸 되게 중요시하고 대회장으로서 현장을 모르고 지휘하는 것과 현장을 알고 지휘하는 것은 분명히 많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하들도 저를 봤을 때 아, 내가 대대장만 믿고 따르면 내 생명은 지켜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저는 이제 Army TIGER 시범 여단의 대대장으로서 2023년에는 전투 훈련을 통해서 지금까지 준비해온 전투 기술이나 전투 수행 방법 이러한 것들을 뭐 아낌없이 전부 다 보여줄 수 있는 진정한 아미타이거로 육군의 미래를 선도해 나가겠습니다.